지금 네. 외관 보시면은 얘가 47년 됐거든요 네. 지금 장난 아니에요 지금 외관이 포스가 네. 장난 아니야 지금 한번 들어가 보자 네 갔다 맛있게 꺼드려야지 香花，很像那个花，然后有那一点那个蒜的味道，应该会很特别，第一次吃这种肉。 냄새가 지금 많은 냄새가 되게 많은 냄새가 나고 되게 좋네요. 많은 좋아하시죠? 너무 좋아요. 냄 되게 쫄깃해가지고 Not that, soft as I imagine, but I like to t a s t e with the garlic, mm. and it's

직접 아니면 직접 반죽하신 거예요? 네, 아, 직접 음, if, if 음, 음, 음. 집에서 내일 하면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뭐 계산하고 계산했어요? 네, 그 직접 직접 다 하는 거. 기계로 한 거 아니고. 아 손으로 손으로. 아니, 这种就是那个很粗的面，然后这个汤的话比较比较浓稠，啊、呃，很清淡，我觉得和那个这个萝卜一块吃的话很好，很好吃。 한국에서 많이 들어가 있고 구이는 다 닭, 다리 쓰고 이거는 나머지 구이가 들어간 거 음, 꽝꽝꽝꽝 그랑 각리 부위에서 꽝꽝 김치랑 먹으면 진짜 맛있다 짠 저 이제 송화제 진행해 봤는데 오늘 어떠셨어요? Today was a really interesting day. It was uh, amazing every single dish we tried in these different uh, restaurants. Uh, I think I know a little bit more about Jeju. Thanks for this day. Yeah, and thanks for giving us this chance to like go native in Jeju. Like I have already been here for like more than three years, but it's my first time to taste these uh, to just any of the, this restaurant today. So mm-hmm. it, um, it was a um, really perfect experience for me. Thank you. <laughs>